안녕하세요 지하 작업실이고요 저희 보컬 레슨도 하고 노래도 듣고 작업도 하고 뭐 그런 곳입니다 오늘이요? 아 요즘에 근데 계속 겨울이어서 그런지 날씨가 좀 추워서 그런지 계속 목이 좀 약간 되게 다운돼 있어요 원래 제가 안녕하세요 이 정도인데 아 이 정도 아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 정도인데 지금 약간 안녕하세요 이렇게 약간 저음이 됐어요 좀 약간 톤이 다운돼 있는 상태 아, 굉장히 민망해요 이게 쌤 저도 이게 <laughs> 아 이제 거기 리듬 더 타야 아 알겠어 알겠어 알겠어 아너아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아 되게 뭔가 오실 것 같아가지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아, 저 이번 주 내일이죠. 내일 토요일 날 이제 아는 지인분 이제 결혼식 갈 결혼식 축가가 있는데 지금 상태가 이래가지고 병원 좀 다녀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한번 하시는 결혼식이 망칠 수 없으니까 지금 되게 부담이 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좀 병원에 가서 좀 치료 좀 받고 오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 오전에 노래 연습을 하고요. 노래 이제 새로 하고 싶은 곡들 요즘 R&B에 빠져 있어가지고 R&B 연습하고요. 네. 요즘 연습하고 있는 곡 음, 저스틴 비버의 소리라고 Yeah, is it too late now to say sorry? Cause I'm missing more than just your body Ooh. 네, 이런 곡입니다 네. 금요일날 붕어죠 금붕 불붕 불붕 불붕 불붕 무조건 레리꺼죠 레리꺼 레리꺼 레리꺼 하면 겨울 겨울 하면 레리꺼 그건 불변의 법칙 우리가 지금 겨울에 붕어빵을 먹는 거랑 똑같아 카메라다 연습하다가 이제 저희 너무 목욕탕 가고 싶어가지고 목욕탕 가고 싶어요 네. 목욕탕 상상하고 있어요 네, 목욕탕 뒤지고 뭐지 뭐 뜨거운 물아 그렇게 좋겠다 뭐 이러지 그러니까 숙소 들어가도 불은 안심이네 불이 좀 어두워야 저밖에 네. 안 연감도 받고 잠도 잘. 아 이거 잘라주세요. 붕어 잡고 붕어빵. 아. 음. 아니 저못 먹었어요. 저도 못먹었는 태엽이 그 뭐냐 병원 갔다 오고 상의 레슨 갔다. 어, 그러니까 노래를 해야 되는데 카메라가 있으면 긴장이 됩니다. <laughs> 노래하는데 막픽사리막새 아, <laughs>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그거 그거 좀 잘라주세요. 전 음, 큰일 나요. 아. 그거 이미 편집하시고 계시던데 그 그러니까 그거 그 좀 네. 거기만 안돼 아, 그 부분은 금요일 이제 불금이니까 이제 더 파이팅 넘치게 연습을 하고 더 파이팅 넘치게 노래를 하고 더 파이팅 넘치게 춤을 추고 그 파이팅 넘치게 나가고. 네? 그쵸. 아, 그거는 왜 그냥 <laughs> 아무튼 저희 내일 축가를 가서 축내과 축가가 내 주말에는 여러분들은 뭘 하시나요? 아, 아, 그렇구나. 아, 그런 거 하시는 거구나. 부럽다. 우리 너랑 친해. 빠빠이. 안녕. 좀 사줘요. 얼마예요? 뭐? 드디어. 나이미디스 누나들한테 응원 가는데요. 따라와 나를. 오. 출발한다. 출발한다. 왜 가다가 가다가 교통사고.